모두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,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또쓴 어, 곡이 있습니다. 은근히 엄청 야해요. 이 가사가 너무 상상하고 듣지 마세요. 네, 은유만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도 내가 조금 약간 성숙해질 그럴 나이였어요. 이제 막뭐 음, 25 정도였나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자의 기운을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사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너무 네, 예, 감미하지는 말아주시고요. <laughs> 자, 이 노래 오랜만에 불러요. 어, 뷰티풀 해드릴게요.